6월 4일 영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며칠, 정말 며칠 안 남은 팬미팅을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되게 그 런스루라고 처음부터까지 약간 진짜 실제처럼 해보는 그런 연습을 했고요. 이제 저희 내일 직접 거기 현장 무대에 가가지고 이제 런스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되게 어, 이번 팬미팅을 위해서 되게 철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 음 실수하거나 막, 막 뭐가 잘못돼서 틀릴 거라고는 그것 때문에는 긴장이 된대요 왜냐면 저희 하도 그 준비를 어느, 어느, 어느 정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뭐 저도 그렇고 많은 저희 엔진분들께서 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 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어, 엔진분들에게 꼭 어, 좋은 무대로 무조건 좋은 무대나 무조건 좋은 팬미팅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욕심도 너무, 너무 크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어, 엔진분들의 기대도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어, 어느 정도의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저는 저희 엔하이픈 다 어, 그래도 연습한 대로 할 것 같은데 음, 엔진분들과 되게 엔진분들에게 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 아, 그런 게 어, 약간 꿈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 아, 걱정보다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기대치를 잘 이제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 는것 같아요 음, 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되게 무대에 되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대를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 그냥 팬미팅을 전체적으로 즐기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다인진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제가 항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말 이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그리고 사실 저희가 데뷔를 어, 한지 이제 두 달 넘게 조금 됐지만 어 이제 팬분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사실 정말 아이돌은 이렇게 사람 앞에서 무대를 하는 직업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니 저희도 그렇고 약간 최근에 데뷔를 하신 많은 분들은 그게 되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팬미팅이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너무 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어... 아, 잘, 잘 할 수 있도록 화이팅 감사합니다